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없이 사랑해 노라 말해요 Yeah! 행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아무 걱정 말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yeah. 예.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아무 걱정 말하요